눌렀어 안녕하세요 커피? 어, 이거 들고 어, 네. 갈까? 갖고 들고 가면 되겠지 어 백반객 팀들한테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얘는 이름이 뭘까? 우리 BH는 <laughs> 좀 이따가 다시 또 제가 어, 인사드릴게요 정우의 behind 아 이거 저희 그 선생님 회사 그 영상 vlog vlog 채널이에요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일, 네. 일 누가 전시네 네. 첫 번째 어, 맛집 어, 이제 촬영을 마치고 맛있게 아침을 먹고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어, 이동 중입니다 아 역시 맛있네요 화영만 <laughs> 선생님의 그 뒷모습 어, 실제로 뵀는데 너무 멋있으시고 근사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, 이런 근사하다 표현이 맞나? <laughs> 너무 좋아요 <laughs>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할 때또 다시 인사드릴게요 됐다 된 거 같다 이제 이제 녹음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하고 있는 거고 <laughs> 커피 타임 하고 이따가 또 만나요 <laughs> 아, 여러분들께 내가 제가 뭘 어떻게 해야지 재미가 있으실까요? 어떻게 해야 재미가 있으실까? 지금 한국 오래돼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. 요 골목에 살았다 이거 예예 예, 예. 예 전하네 하도 많이 변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예전에 실골이 네. 나 여기 있을 때나 그때 변함이 없네 얼굴이 예예 옛날에 예. 우리나라거든요 옛날이랑 똑같이 했어요 예 똑같이 <laughs> 아이씨 요즘 예. 대주 있어 오늘 이제 어, 백반기행 마지막 어, 장소에서 어, 촬영 마치고 이제 어, 모두 인사드렸어요 이제 선생님과의 이제 만남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허용마입니다 이 저희 정우 씨가 우리 백반기행을 여기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말구멍에 끝내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 <laughs> 여러분 오늘 어, 즐거웠고요. 아, 또좀 이따가 또 밤바다 제가 또 어, 보여드리러 또 이동하고 잠깐만요. 음. 산 갈마기 아, 너무 좋아. 그 사진에 잘 어울리네. 내가내대가 네. 어, 뭐 빛이. 이렇게 나오 거야? 어? 아, 이렇 네. 홍대? 어, 네? 저 수첩인 줄 알았어. 네? 아, 진짜. 심각한 얘기 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. 어. 네. <laughs> 오늘 그 어, 싱글즈 어, 화보 촬영 때문에 어, 여기 왔고요. 여기는 음, 분장실입니다. 네. <laughs> 오랜만에 또 인사드린 머리가 괜찮나요? <laughs>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지금 촬영하고 이제 뜨거운 피 개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설레이네요. <laughs> Yeah.